안 보여? 안 나오나요? 오, 어, 야, 잘만 나오죠? 야, 이거 봐. 제가 V앱에서 TMI로 얘기했었는데 제가 생각보다 돌격이 좀 있어서 야 너도 형 어, 어, 오늘 어, 디 보여줄까요 오늘? 어야야 이러면 안돼 한세 한세 다 보여줘야지 저번 인기가에서 형 여기 보여 아 그치 왼쪽 이번에 오른쪽 오늘 오른쪽 막방 기념 아 막방 기념 이렇게 아 막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 흉부에 새로운 뉴 테트가 생겼어요 이거를 언, 제 보여줄까 고민이에요 근데 이미 팬사에서 하도 오신 앨리스 중몇명 궁금해하셔서 살짝 보여주긴 했는데 V V는 아니지만 V 모양 어,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겠습니다